유성으로 준내 맞겠구만 플래그를 세워볼게요 자짜잔 말파 궁 탁 맞고 제라스 궁으로 탁탁탁 맞고 진궁 탁탁 맞고 릴리아 수면 탁 맞고 합니다 그게 제 미래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어? 보인다고 내 미래가